Mm-hmm. 嗯嗯，啊，嗯嗯，快！哈，嗯嗯嗯。嗯。 음? 어. 음. 에이. 음? 어. 음? 음? うんうんえい、うん、っうんうんえいうんうん 음? 어. 어. 음? Oh. Mm. Mm. Mm. Mm. Hey. Mm-hmm. 음. 음. 에이. 음. 네. 음? 음? 어. 아? 음? 어. 어. 음? 음. 음? 음. 음. Mm-hmm. Mm-hmm. Uh-huh. Mm-hmm. Mm hmm? Oh. <laughs> Mm-hmm. <laughs> mm-hmm. <laughs> 嗯。哦。啊。嗯。哦。哈。嗯。哈。 嗯。 음? 어? 어? 음? 응. 에이. 음. 어. 음. 음. 음. Mm. Mm. Oh. Mm. Hey. Mm. Oh. Hi. Mm. Ha. Mm. Oh. Mm. Mm. 哼，嗯，嗯。嘿，哈，嗯，嗯，哈，啊，啊，啊，啊，啊，啊，啊，啊，啊，啊，啊，啊， 음. 어우. 호. 음? 음? 음? 음? 음? 음? 음? 어. 嗯，哦，嗯。 Huh?